네, 아바의 피크타임성이 7377번으로 문자 보냈었는데 아, 아직도 전혀 이뢰 들리지 않아요. 안녕하세요 주디입니다 저는 지금 퇴근을 해서 어, 쉬고 있는데 어, 비가 오네요 국수 비빔국수 만들어 볼 건데 국수를 사다 놓은 게 있고 오이를 사다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이가 상하기 전에 비빔국수를 해 먹으려고요 퇴근하자마자 그냥 Thank you. 아, 안 뜨거워. 음. 음, 촬영을 안 눌러가지고 배부르게 다 먹었는데